3일 올려요 근데 애기들은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춥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속삭이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한 이 정도까지 올리고 어깨 있는 데까지 올려서 감싸주면 쨍쨍하게 자궁의 안에 있는 것처럼 발이 막 자유로우면 아기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메롱했어 우리 에게 <laughs> 놀리는 거 봐? 내치야 누구야? 엄마야 아빠는 어딨어? 메롱 또 메롱해? <laughs>